明日はもう23度まで上がりますねさっきまで1時間ぐらいライブやってきてもう喉がカラカラなんですけどすいません今日はあの100%韓国の韓国の方向けの動画になりますごめんなさい今日は何を撮るかというとさっきライブをやっててコメントに日本語の資格テストがあるんですよそれに合格するコツっていうか勉強の仕方とか そういうのを教えてくださいっていうあのコメントがめちゃくちゃあってなんかコツっていうか自分が勉強した本とかしかなんか勉強の仕方とかそういう <coughs> 話をやってみたいと思いますこれを食べながら私は JLPT は N1150 何点ぐらいで JPT は900点だったんですけど 私はなんかその勉強がうまいタイプではなくてあくまでも話がまあある程度できる人なんで勉強が上手な人ではないのでそれはちょっと理解してほしいです。外国語テストとかは TOEIC もそうですしこの日本語系のテストもそうですしうるさい本当に勉強のコツっていうよりは自分がどれぐらいそのテストに慣れているのかの 戦いだと思います本当にだから私が勉強した方法って死ぬほど単語を覚えて死ぬほど文法を覚えて死ぬほど過去問を解いてみたことしかありません本当にそれしかなくてでコツっていうのもあれだから自分が実際使ってみて勉強した本を今紹介したいと思うんですけど実際私が勉強した時使った本なんでもしよかったら使ってみてくださいまずはこちら これ知らない人多分いないと思う韓国人で日本語勉強してる人の中でタラゴンっていう出版社の「ハンゴンのロックネギ」めちゃくちゃ有名な本なんですけどでこれ1級から N1 から N5 までありますあれもう1個あったけどどこ行ったこれタラゴン에서나온책은이두권풀었는데요갑자기왜한국어로하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얘는 단어랑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얘는 어휘 뭐 이것도 거의 단어 위주죠. 외워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을 이 다락원 책으로 공부를 했고 그렇게 좀 익히고 난 다음에는 YBM의 기출문제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2주를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시험을 치기 전에. 근데 그 2주 동안 어 제가 순책이 한 권 더 있긴 한데 이건 안, 뭐 지금 없어서 얘랑 얘랑 또한권 책이 있는데 걔를 2주 동안 이 두꺼운 걸 다 풀었었어요. 진짜 문제만 미친 듯이 풀었었는데 솔직히 문제를 많이 푸는 것 말, 그만큼의 좋은 방법은 없거든요. 토익도 그렇고 j l p 도 그렇고 솔직히 많이 풀어본 놈이 이기는 그런 시험이라서 다락원 책으로 여기 있는 단어를 싹 다 외운 다음에 이 책으로 그냥 미친듯이 문제를 풀었어요. 이게 다예요. 저는 이 책 진짜 강추합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시험 치기 10초 전에 이제 감독관이 책 덮으세요, 넣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딱 눈에 들어온 단어가 운하가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시험에 나왔어요. 이 책은 난이도가 좀 어렵긴 해요. 공부하면서 좀 많이 성질도 나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단어는 진짜 다 외우면 은 900점은 그냥 기본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말 강추한 책입니다. 見えますかこの文字の量うわもう二度と試験なんかしたくないわ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해서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풀어볼수록 속도가 빨리 나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안 쓰고 YBM에서 나온 기출문제만 주구장창 풀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제가 풀어본 영, 책만 추천을 드리는 거라서 얘는 솔직히 진짜 얇아요. 이거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얘랑 얘 말이 750이지 여기 있는 거 다 외우고 다 풀면은 900은 그냥 넘을 것 같은데 뭐 책 일일이 소개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기출 문제니까 아 여기 있다 내가 풀었던 거이책예 다 자기만의 공부 방식이 있는 거라 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한데 뭐 책 같은 경우야 좋은 책 있으면 추천해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받는데 도움이 됐던 책들만 소개를 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공부를 할 일 있으면 책들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냐 YBM이나 다라곤 같은 거는 얘네들도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제 채널 보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씩 생각나시면 이런 공부하는 채널 들어가서 한번 어떤 거 있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월 달에 시험이 있죠. 접수, 접수는 아마 4월 말에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한 방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それでは 一つなき企画けき企画かえとましいとましいって何とましい鬱陶しいっていうことかな彼は10年に1人の一流のピッチャーだわかんないえめっちゃ難しいじゃんこれ